2020년 6월 2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로8로미 누구세요? 누구세요?

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나와 나와라겠어 장난 그만이요 와 아,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옷이 방금 여러분 못 봤죠? 저 방금 옷이 뭔가 훅 떴어요 방금 사람 머리 모양식으로 해갖고 뭐가 옷이 쑥 부풀어 올라 떴어요 여러분 들 진짜 이걸 봐야지 어우 진짜 이걸 봐야지 뭘 보고 있어 뭐야 이거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어, 나봐 나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방금 뭐라 했어요? 에? 나가 나가라고요? 나가 죽고 싶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전같이 칼 가지고 크게 장난을 안 치네요 다행히도 맞죠? 맞죠 크게 장난을 안쳐 이전에는 칼 갖고 장난 엄청 많이 쳤거든 칼로 시작해서 칼로 끝났거든 그런데 오늘은 딱 한두 번인가 빼고는 다행히도 칼로는 장난 안쳐 다행히도